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17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제목은 I'm bankrupt without love. 영어 제목이고요. 한국, 한국어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망한 인생. 어, <laughs> 사랑이 없으면 망한 인생. 오늘 제목 잡는 거 조금 힘들었는데 어, 오늘도 굉장히 세네요. <laughs> 어... IM을 줄여서 arm, arm으로 많이 줄임말로 굉장히 많이 쓰죠. 예. I am 이렇게 띄어서 쓰면 좀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죠. 예. without, doubt 할 때 th가 여러분 번데기 발음, 윗야린사 혀를 끼시고 어, 들어봐야죠 일단. 네, 들어봅시다.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예, I am 힘드신 분들은 I'm bankrupt without love 이것만 외우시고요. 지금 밑에는 역시 또 밑에나 자막에는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what I do 이게 앞에 추가될 겁니다. 예, no matter what I say 예, 내가 뭘 말할지라도 no matter가 무슨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no matter what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을지라도 No matter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I'm bankrupt without law. 이렇게 갑니다. 두 번 더 들어봅시다.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예, 여자분은 I am 약간 끊어서 what I believe, what I believe 약간 굴리지 않았네요. 남자는 약간 굴린 굴릴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그렇죠. what I, what I 이렇게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예, 뭐 이게 제가 뭐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이걸 <laughs> 또는 미리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제가 합법적으로 어,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 회사 거를 쓰는 거라서 어, 약간 기계음이 피할 수는 없네요. 여러분 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들을만 하죠 이 정도면 예, 요걸 이따가 좀 외워보도록 하고요. bankrupt이란 단어는 파산한 파탄한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예, 쫄딱 망한 거, 예, bankrupt.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닙니다. 음,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이번 주에 할 것 같은데요.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영어 문장이에요. 예, 한국어는 대략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은 어, 밑에 여러분 이거는 밑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막도 가능하면 올리고요. 어, What if I gave away all that I owned and let myself be burned alive? 산채로 내가 태워지도록 허용할지라도 I would gain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unless I loved others. 이거 16번째 러브레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네요. 예. unless는 if not의 강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 o u 있으면은 이게 가정하고 상상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과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I would gain nothing.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오늘도 충격의 연속이에요. 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눠주는데 더 나아가서 내 존재를 내 몸을 산채로 불사르게 내어주는데도 우리 더 메시, 메시지라는 번역고체 영어 성경 번역본은 순교자로 죽을지라도 뭐 이렇게 더 센 편을 또 씁니다. 예. 어, 순교자라는 거는 어떤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경지인데 예.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모티브가 그 동기가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쉽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억, 약출한다 그러죠. 억지로 그냥 위에서 결정해서 월급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얼마를 뗀다. 그리고 그냥 통보식으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다. 어, 정말 월급 전체도 아니고 몇 퍼센트 일부를 몇만 원을 떼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 내가 프로듀서를 도왔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그브루스 알아 사랑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어, 진짜 원치 않게 여러분이 어,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정말 불타서 죽게 된다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nothing이죠, nothing. 예. You would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모를 나갔었어요. 예,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나갔었는데 어, 경찰서 앞으로 나갔었는데 나간 <laughs> 이유는 제가 무슨 제가 뭐 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하거나 또는 어떤 이념, 이념, 어떤 이념을 신봉해서 나간 것이 절대 아니었고요. 굉장히 친했던 다른 탁과 선배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되고 또 집도 같은 동네 살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또 무슨 학생위원이에요. 그 과에 무슨 과대라 그러죠. 뭐 그런 것도 무슨 학생위원이어가지고 뭐 자꾸 저를 부추겨가지고 예, 억지로 갔는데 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데모 어떤 시위대 거기에 선봉에 맨 앞줄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니까 바로 앞에 제 앞에 그 시위 진압복 거의 뭐 무슨 저기 쇠로만 안 만들어졌지 돌 같은 거 맞아도 닿지 않도록 전경들이 그 입는 옷들 있잖아요. 갑옷처럼 그런 것들 입고 있고 진압봉이라고 제가 군 그거를 소요 진압 부대 그런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말 강목보다 그 안에 철, 쇠심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맞으면 진짜 골로 갑니다. 그런 진압봉 또 방패 아시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예, 방패 같은 거 들고 있는 전경들이랑 그냥 맨몸으로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이 드러나는 맨몸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워커 같은 거 신고 어떤 그 군용 그런 신발 그거 그거를 또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 아프고 아프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laughs> 군대에서 맞아봤기 때문에 어떤 장교한테 제가 군합발에 맞아봐서 날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아파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막 밀고 밀치고 이러는데 어휴 이게 진짜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그 선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왔는데 여차하면은 재수 없으면 정말 어디 맞거나 그 진압봉에 한 대 그냥 휘두르는 거 잘못 부딪혀가지고 내가 뇌진탕으로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laughs>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다치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죽었다면 제가 뭘 얻겠냐고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I would gain nothing. nothing. 예. 제가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죠. 예. 뭐 학교를 사랑하기나 해서 그랬으면 예.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알잖아요. 그게 아닌 게. 어,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시간 낭비, 또 배신감, 그 선배에 대한, 왜냐면,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자기는 뭐 지, 지휘부라나? 그래, 지휘부가 경찰에 잡히면 안 된다고 학교에 숨어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그 배신감이란, 오이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 <laughs> 리더가 앞에서 앞장을 서야지 리더지 그게 어쨌든 <laughs> 배신감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저는 나띵이 아니라 배신감을 예. 그런데 반대로 어 인간들이 신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어떤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거든요. 가장 그 신을 닮은 건 God is love. 계속 얘기하자면 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본질적인 그런 신을 닮은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죠. 뭐 이걸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나 제가 The First Love Story라고 이제 영화나 이런 거 좀 다룰 거거든요. 예. 어, 대부분 다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막 무슨 액션 영화를 시작했다가도 결국에는 뭐 가족들,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 자식, 친구 다 결국은 그게 여러분 어떤 큰 부분 차지하잖아요. 뭐 사랑 뭐 노래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노래에서 사랑을 빼고 무슨 뭐가 있나요? 그런 노래들도 있겠지만 뭐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많지 않나요?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bankrupt, bankrupt without love 사랑이 없이 한 행동들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는 뭐 돈이 남는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무표정하게 정말 포컬 페이스로 무표정하게 일해야 될 때가 많이 많은 시간이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생계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어, 그 일했던 기억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과연 그런 분들이 뭐 많이 있을까요? 물론 자기 일에 보람을 가지고 자,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어,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 현재, 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았고 또 현재 살고 있고 살아갈 관계들이 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들이고 우리 삶의 동력이고 어떤 동기가 된다고 여러분도 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어, 또 이런 경험들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는 구독자와 제가 인터뷰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지금 구독자들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인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인터뷰를 따서 예, 뭐 아니면 구독자들과 조금 구독자 늘어나면 맛집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또 얼굴 가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이제 사랑을 주고받았던 행동 일단은 또 제가 아직까지 쓴글이기도 하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예. 어, 저에게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액션을 취했던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저도 저도 남자잖아요, 여러분. <laughs> 물론 제가 대시한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 저한테 이렇게 뭐 사귀자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 정년기 때 많이 지났죠, 지금은. 예. 어, 어떤 이유에서 제가 거절을 했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적인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의 가치관, 저의 어떤 국기게 얘기하면 이상형이 아니니까 얘기하면 또 우리 아주머니들도 날라오죠. 예,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laughs> I can accept that. 영어로 하면 내가 그죠. 네,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laughs> 저도 알죠. 예. 어, 어쨌든 제가 거절했었던 그런 이성들에 대해서 어,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어, 그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했던 제가 그 친구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런 용기나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살면서 이렇게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그 유슬리스하다, 미닝리스하다, 의미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who cares? 제가 일단 그걸 받았던 제가 그게 고맙게 느껴지고 힘이 될 때가 있다는데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laughs> 저의 채널이잖아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서브젝티브한 주관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도 이, 여러분 이성 중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는 사람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내가 뭐라고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었구나.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참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나에게 저렇게 했었구나. 나도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했지만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절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어, 인생의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평생 갈 것 같아요. 반대로 저도 같은 과의 후배라든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거절 당한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laughs> 그런 장소에서 예,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후회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제, 저로서는 되게 진지했던 것이죠. 예, 최선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저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상대가 노우라고 하면 제가 진상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진상을 부려야지 관계가 된다고 저한테 또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될 관계라면 꼭 진상을 부려야 되진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게 쿨하게 그냥 좋은 선후배로 지냈던 여자 후배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걸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또 문장 생각하면서 어 이제 쿨하게 그냥 내가 또 선배로서 해줘야 될 게 있을 때 해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 후배가 저에게 참 고마워하고 저를 또 후배로서 챙겨준다는 거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느끼게 됐어요. 예. 막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막 용기를 내서 모든 저기 과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뭐 과대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예, 되게 진지하게, 예, 장난스럽지 않게. 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찌질이로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어, 그 친구가 저기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우리 서, 우리가 서로 선을 넘지, 넘지 않는 선에서 어, 서로를 굉장히 좋은 선후배로 챙겨 주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비록 제가 원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당시에 어떤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그 친구 떠올릴 때 어, 좋은 추억으로 어, 생각하듯이 그 친구도 혹시 제가 살면서 떠오르는 순간이 뭐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너무 처절한가요? <laughs> 고마운 선배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진심으로 그게 어, 진심으로 사랑으로 상대에게 한 행동들은 설사 외적으로 사랑의 그런 원했던 결실이 없을지라도 어, 그 사랑을 받았던 상대의 마음에 아름다운 뭔가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럽트는 아니란 얘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파탄은 아닌 것 같아요. 파산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나중에 이거 뭐 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 안 팔릴지라도 <laughs> 좀 상대의 마음을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뱅크롭트가 나왔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가 작년 여름에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그랬는데 김영광, 박보영이 나왔죠. 그게 잘 보여줬어요. 거기서 김영광이 막 젖터져가면서 고생하면서 오랫동안 박보영을 조, 쫓아다니고 좋아합니다. 잘 될 것 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지내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박보영이 이제 거절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시련이 크겠어요. 그래서 폐인같이 지내다가도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에 가요. 되게 어, 가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보영이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하여튼간 네가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가 그 또 박보영도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또 김영광이 연기한 남주가 남자 주인공이 곁에 있어 줬거든요. 그래서 뭉클한 장면이죠, 여러분. 예. 그 두 명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블로그에 썼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남녀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은 결혼이고 또 닮은 아이를 낳고 서로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게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과연 뭐 이런 모습은 실패인가? 예,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리뷰의 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어,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내용도 다뤘었는데 어, 좌우간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이 좀 생각하고 싶은 순간으로 남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 또 뭐 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뭐 크리스천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 크리스천이 되려면 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죽으시면서 어,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믿어야지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죽는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 어떻게 그 다음에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르겠죠. 예. 그것도 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겠고 저는 지금도 밤에 갑자기 이유 없는 공포감이 엄습한다든지 그러면 아,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공포 영화도 못 보고 그러면 제가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laughs>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좀 창피한가?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 이게 사실이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귀신들 악귀들이 꼼짝도 못하고 막 도망가고 난리 뭐 난리 부르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또 그런 효과를 경험 본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나누고요. 예. 어, 마무리를 제가 묵상하는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외우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요? 예. 어, 제가 이 채널을 하는 것도 그런 신이 주신 사랑의 마음의 한 표현 방식일 거고요. 예. 아마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질 때 이 채널도 중단되는 때가 되겠죠. 그리고 뭐 반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뭔가 남는 게 있다고 느끼면 계속 하고 있겠죠? 예. 뭐 지금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신데 어, 어떻게 보면 어, 구독자 몇십만 몇백만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신의 사랑 속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중간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신의 사랑과 또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작은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다면 작은 추억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저한테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현재는 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뭐 그 정도겠죠. 예.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실 분도 <laughs> 계시겠지만요. <laughs> 그렇죠. 이게 뭐 <laughs>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는 안 다셔도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이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또 억, 감동이 있는데 억지로 안 다시 안 누르 안 하지, 도 마시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하여튼간 뭐 저와의 작은 관계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의 현재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이런 분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신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사랑이 좀 느껴지게 하셔서 그런 사랑을 크고 작게 주고받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어, 우리의 삶이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면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도 나오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좋은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워보겠습니다. 어... 자, 다섯 번. 여자 거부터 해볼게요.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자 여자 목소리 두 번 더 할 텐데요. 이렇게 독서실이나 기숙사나 뭐 전철에서 듣는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리를 내기 힘드니까 소리 내면 약간 미친 X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입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속으로.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남자로 가겠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love 할 때 여러분 L은 여러분 혀끝으로 천장을 확 쳐주셔야 됩니다. love 이렇게요.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마지막인 것 같네요.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 am bankrupt without love. No matter what I say, what I believe, and what I do, I'm bankrupt without love. We are bankrupt without love. But, however, we are rich with love. 사랑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I think so. I believe so. 여러분도 Are you with me? <laughs> Do you agree?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좋으신 분들 어서 어서 댓글도 <laughs>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